중국의 거인 격투가 태산동을 아십니까? 키 2m13의 거인 격투가 태산동. 전직 농구선수 출신에서 본격적인 격투가로 변신한 태산동은 산다를 포함한 풍호, 복싱 등 다른 격투기를 익히며 격투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거대한 체구에 비해 날렵한 몸놀림, 하지만 펀치 속도는 좀 느린 편이라 상대 선수가 피하기 일수지만 여기서 무서운 점은 펀치를 휘두르고 가져오는 움직임에 스치기만 했는데 정신을 놓아버릴 파워를 가졌습니다. 펀치가 아니라 주먹을 회수하는 중에 스치기만 해도 어마무시한 파워. 뒷걸음 치던 상단은 펀치를 맞고 목이 부러질 지경입니다. 부러지는 건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아도 소용없습니다. He's dead, Jim. 곧 UFC에도 진출한다고 하니 선수들 여럿 잡겠네요. Not enough energy.